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벗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옥진이는 말이 아, 좀 이상한데 아, 상체가 상체 왜? 무슨 소리예요? 이등인저 1등인데요 제가 2등이에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냥 말도 필요 없고 증명하겠습니다 뭐가 이등이야 몸, 몸 좋은 멤버 네가 이등이라고 왜? 2등이 어딨어 규빈이 형빼고다 꼴등입니다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1등이죠 확실한 거는 용수 꼴등입니다 1등 2등 리에 어 아니야 2등 리에 아니야 없어요 왜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? 정말 아니죠 정말 아니에 쌤이 쌤도 그러잖아요 2등 유정 8 아, 8? 8 뭐? 뭐?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? 목? 목길이? 목길이? 이거 우리는 아, 목 왜냐면 몸이 좋다의 기준은 한 군데가 큰 게 아니라 몸은 뭐예요? 통이죠 그럼 일단 용수 7등입니다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변할 수 없는 사실 6등 유정 2등 미의 지성 양심이 부풀리긴 하죠 그렇죠. 그 규빈이 형이 몇 등이었고? 1등 그럼 아. 아. 나는 솔직히 2등 옥진 옥진이는 딱 봐도 여러분들은 보셨을지는 모르셨 안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걷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옥진이는 아, 좀 이상한데 상체가 상체 걷고 있는 있는 모습 관심 있었다고요? 아, 가보진 못해가 네 갑시다 갈게요 안녕 신기가 부패나 보니 제가 2등입니다 저는 두께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어이